안녕하세요 키스TV 아이리입니다 오늘은 이 옷을 왜 입었냐면은 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열어볼까요? <laughs> 열어볼까요? 하나 둘셋 짜잔 로카티입니다 짜잔 로카티 이거를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예쁘나요? 사실 이거를 우리 오빠한테 선물로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군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진짜 많이 유행됐잖아요 그 드라마를 봐서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고 아 저도 군인이랑 군인 만나보고 싶다 그 한국에 여, 행 갔을 때는 그 서울역이나 그런 곳에서 보긴 하는데 그냥 야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우리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로카티를 선물해줬습니다 음. 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오빠가 이 옷을 그 로, 로카티를 선물해준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오빠 친구들 면회를 갈 겸 저를 면회에 두 번 더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문 무대를 두번 두가 두두 가지 뭐라 뭐라고 해요? 두 개 장소 두, 암릉 가봤다고요 가봤어요 데려다 줬어요 아, 오빠가 우리 오빠 운전해줘가지고 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우와 군인이다 와 어, 군대다 우와 군대는 이런 곳이구나 어, 완전 드라마에서 본 본그 분위기랑 완전 똑같다 막 뭐 그런 기분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또 가보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로카티를 입어봤다 이런 주제로 하는데 이거 그냥 평소에도 많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옷이랑 그 아래에 이것저것 입어봐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가지 바지나 치마를 입어봤는데 저도 입어보면서 느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운동복이랑도 좀 잘 어울리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기에도 입기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바지도 그 청바지 그리고 슬랙스도 입어봤는데 그거 둘 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입으면서도 그거를 너무 느껴요 아 너무 편하다 이거 무엇보다 우리 오빠가 선물해준 거라서 너무 좋아요 <laughs> 다음에 또 한국 가면 면회 가보고 싶어요 오빠 친구분들 또 면회 면회 초대해주세요 <laughs> 제가 선물 들고 갈게요 <laughs> 네 오늘도 키세TV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다시 영상 또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는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키즈TV가 구독자 1000명, 1000명이 됐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라서 너무 추울 때니 많이 추울 때니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그리고 코로나 많이 많이 조심하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